점심 먹고 싶어 뽀뽀 아 간식? <laughs> 간식 먹고 싶어 뽀뽀 뽀뽀 안 하면 안줘너 마음 상했어 뽀뽀 음.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,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와봐 그때 맞았지? 아, 아, 아, 아. 어, 음, 음, 음, 엄마 주야 안 줘? 아 때리기만 하면 가식 없어요? 안 나빠 그거 막 웃음을 잃지 않잖아 이제 날 좋아해 자 안아 나도 안아 하트 계속 안 이거 봐요 좋아하지 안녕 좋아 안녕 봐봐 나도 저기 보고 좋아해줘 Nope Nope 어. 정성을 잃지 않지? 웃음을 잃지 않지? 이건 날 좋아하는 거같지 음, 음, 음. 음. 내가 방금 물었눌데도 파트가 오버하게 되지? 음, 음, 아. 봐봐, 날 좋아해. 너는 날 좋아해. 그렇지 않니? 날 좋아한다면. 사랑해. 내가 그른거 아니야. 너가 떨어뜨린 거.